마이크로틴에서 생산한 초코바 모양의 단백질 보충 어차피 이메일을 받고서야 벌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 둘째 날 24시간 격리를 해야 되며 24시간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날 아침 저는 맨체스터에 있는 Myprotein 본사로 향했습니다 가본크러셔 사건이 터진 이후 한국에서 책임자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날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택근무 중이었고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Yes, so my name's David Head. I'm the Group Procurement Director at Heart Group. What is your opinion on carb crushing incident? So firstly, what we'd like to do is wholeheartedly apologise to anybody that's been affected by this incident. Quality is at the forefront of what we do at MyProtein and we're very disappointed by this incident um, but what we'll do is we'll learn from it we'll ensure that it doesn't happen again. Have insects or eggs been mixed during manufacturing process? If not, is there any supporting evidence or argument? So what we can say is it absolutely didn't occur through the manufacturing process. We know that because the mites that we have identified would not survive the temperatures or the humidity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takes them through. So we know that it didn't happen there. We've also had an independent audit and our own audit team visit that manufacturing facility and confirm that that's not where the issue occurred. And then what do you mean by third-party independent experts? So as soon as we were notified of this incident, we engaged two globally recognised partners in this, in this identification process. So the first one being Rentakil, who are internationally recognised as pest control services, and the second one being Ecolab, who are a global food quality management organisation. Um, so we, we we engage them immediately to identify the issues and, and just do a full review of our supply chain. Then can you show us the evidence proving the insect can survive at the temperature above 60 Celsius or below 75? Yes, so what we can show you here is the full report of exactly the insects that were identified. And, you know, independent expert advice that they can't survive at those temperatures or that humidity. You guys have a like final report? Yeah, so we have both reports from Rentakill and Ecolab, which we'll share with you immediately. Okay. 이 자료는 영국에서 가장 큰 해충 방제 기업 중 하나인 렌터킬에서 보내준 보고서입니다. 이번 사태에 발견된 벌레의 생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의 전문 업체의 소견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ooklice 해충은 싱가포르에서 자주 발현되며 grain mites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북미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이해충의 수명은 특정한 환경에서 17일에서 28일까지 살 수 있지만 습도 60% 이하에서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grain mites에 관한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 해충은 습도 60% 이하에서 자멸할 것이고 온도 10도 이하나 20도 이상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습도 60% 이하에서 생존이 힘들며 grain mites와는 다르게 온도 20도 이하 40도 이상에서 자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존하기 까다로운 환경을 가진 이 해충들은 어떻게 발현이 되었을까요? 가본크러쉬 외주 제조업체 Nutrition Group의 감사 조사를 보시면 80도 이상에서 가열 및 혼합됨으로 벌레가 생존할 수 없으며 또한 반죽을 식힐 때의 온도는 60도이며 이후 압출 시 온도 25도를 보았을 때 벌레가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국 제조 과정의 온도는 대개 60도 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레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영국 나라 자체의 습도는 대개 60% 이하에 있으므로 벌레 발현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what we have done is an extensive investigation into where the issue did arise. And what we've identified is a 40 um, seals on the packaging right. on just a very small number of batches of this product. Now what's happened is then through the supply chain, a very small number of mites have penetrated that faulty seal And as the temperatures have increased through the supply chain, through transit and then into the Asia warehouse, that temperature increase has enabled those mites to multiply within the product. 데이브는 포장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벌레 발현은 제조 과정이 아니고 아시아로 운송 중에 생긴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이전에 언급된 해충 방제 기업 Rentokil의 싱가포르 창고 감사 보고서입니다. 물류 창고 특정 구역에서 보관된 Carb Crusher 문제가 확인되었고 그외 다른 구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식품품질관리기관인 Ecolab의 보고서에서도 사건 이후 물류창고 재방문을 했지만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한 클레임 도표를 보시면 유럽의 클레임은 0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본 크러셔는 제작 과정 중 포장지에 틈새나 결함이 있었다. 벌레의 생존은 특수한 환경이 필요한 터라 벌레 발현은 제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다. 렌터킬의 보고서, 관련 논문, 클레임 도표, 또한 다른 자료들을 보면 아시아 운송 중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다. Happened is happened, right? So, um, what will you do to prevent this kind of incident? Yes, yeah, so there's multiple things that we have already done now. So. The first one being obviously a full review to ensure that we don't get faulty seals on our packaging again, working you know ourselves and with our manufacturers to ensure that doesn't happen. Um, what we're also doing is overwrapping carb crushers from now on, the actual outer box, putting an extra wrap on those to ensure that we don't get any pest um, ingestion into those products. What we're also doing on top of that is ensuring that any product going across to Asia that's a bar or food that goes in refrigerated containers. Now t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there is the, the temperature of those containers will be kept um, at the required temperature to stop any insects surviving during that supply chain process. And finally what we'll do is we'll continue to audit all of our own facilities and our co-manufacturing facilities plus the warehouses to ensure this issue doesn't happen again news reported that my protein products are not officially imported, therefore it's not inspected by MFDS as per Korean regulation. But I believe all my protein products are following UK and EU regulations, so if so, can you show the evidence? Yes, so all my protein products are formulated and labelled to all the appropriate accreditations. What we've also got here to share with you is full BRC grade AA status both our own facilities and the facilities where the carb crushers were produced. And in addition to that, ISO 9001 accreditations for both facilities again. These are globally recognised standards for food manufacturing. And we'll share these certificates with you. 마이프로틴은 국제식품안전협회 GFSI에서 인증받은 BRC 최고 등급 AA를 받았습니다. 한국지사에서는 지금 그구매하신 분들 네. 피해를 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조치를 지금 하고 계셨나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3천 건에 대한 그 주문에 대해서 그 주문 전액을 환불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 그 주문 전액만큼 그리고 또그 적립금을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원을 구매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에게 30만 원 환불을 돈으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30만 원 정도의 적립금 해주셨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데이브와의 미팅을 이후로 포장 개선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직접 공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유출션 그룹의 공장입니다. 판매 책임자인 크리스 존스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저는 칼본 크러셔 생산 라인에 대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Uh, uh, 이제 Carb Crusher를 만드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들어갈 겁니다. 이 제품을 이전에 만들었던 그 프로세스를 뒤엎고 이제 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벌레가 나온 시점 이후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세스를 지금 이제 가공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built purposely for, for the manufacturer. So bars are made in uh, five steps. The first step is is when we blend the powder. So in here we have a dispensary. So we dispense. So the hopper has two sections. So the, the back section has your dough. So that's what it's been doing. It's been forced out through a die that's a cut to a specific size, which is, as you can see, the second hopper has the caramel. Yeah. So that's putting the caramel on top. Okay. So what we do is we check the weights. So this time we're checking the weight, make sure it's the right weight, right size, has the right amount of caramel on it, the right amount of sprinkles. So we have a record sheet where we keep a check of everything that's going on. So that we have three chocolates. We have milk chocolate, dark chocolate and white chocolate. So the chocolate's pumped from the tank 지금 보고 계신 과정은 템퍼링 머신, 즉 프로틴 바를 냉각하는 구간입니다. 액체와 같은 초콜릿이 도우에 고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n when it's finished, it's pumped back out and then to the raft. Yeah. Don't go too. First part of that machine is metal detecting it. The second part is weighing every bar to make sure they're right weight. And then it comes down this end and the girls are putting them into packs. What are those? If the machine detects a problem, it will reject it. What kind of problem is they detect it? Uh, if it's overweight, this one is if it's overweight, and these will be because we every hour we put a, a, test piece to make sure that the metal detectors are working. Oh, okay. It rejects it, so then we'll double check them at the end, and then they'll they'll go. 결국 벌레가 발현된 직접적인 원인은 포장의 문제였습니다. 사건 이후 마이프로틴과 뉴트리션 그룹은 실링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버블 테스트를 추가했습니다. s it's u n d e 0.5 bar pressure. So just make sure that if there's any air leaks, you will see the continuous stream of bubbles. So, uh, I see the bubbles here, then it's a false um, ceiling? Yeah, some of them not airtight. This means they're losing some air for the last first uh, 20 seconds, maybe half a minute. Right. But it's no water after you taking them out, drying them and opening, It's no water in. This means they watertight. So even though you see the bubble, it doesn't mean it's a false no. No. No. Almost every single one losing some bubbles. Ah, okay. For the first, uh, half a minute. Half a minute, all right. Yeah. Okay. Some of them losing for longer. Okay. But this might be some air trapped in the seals on the bottom. And if you're opening and there's no water and a drop of the water in, this means that they tight. 버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섯 개만 일단 먼저 뽑아볼게요 저도 그냥 부작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사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분 정도는 이렇게 거품이 나올 수가 있대요 지금 보시면 거품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틈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 끝자락 같은 데 이제 공기가 묻어있는 것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 5분 이후에도 지나서 공기가 나오게 되면 어, 이 테스트기가 말하기를 어, 그 밀봉된 제품에서는 이제 좀 구멍이 날 수가 있다 이제 굉장히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빼내서 밀봉, 이제 밀봉을 뜯어서 물이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받을 패키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본적인 이 패키지가 잘 됐는지 한 이후에 지금 그 문제 사건 이후 그 피드백을 받고 지금 이제 완전 그깍 바깥, 바깥에 비닐 포장하고 있거든요 자, 어,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사건 이전에 패키징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어, 이게 일단 환경 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어서 영국에서 저희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비닐 처리, 지금 후처리죠 했는데 이렇게 바꿨었는데 또다시 그, 어,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지금 어, 바로 여러분들이 열 수도 있게끔 볼수 있는데 피드백을 반영한 이후에 이제 조치는 지금 다시 비, 어, 비닐로 완벽하게 밀봉을 해서 어, 그러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정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이프로틴 칼본 크러쉬라는 제품 안에 벌레가 나왔어요 저희가 바로 결정을 했어요 어, 이거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어, 확실한 사실 규명을 받아야 하고 도대체 벌레가 왜 생겼으며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Myprotein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흔쾌히 어, 제 이 취재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임원들이 오셔서 잘못된 점을 인지하시고 어, 미안한 태도와 그리고 또 그러한 저희가 원했던 그 답변들을 다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Myprotein 최고 경영자인 루시 고만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Myprotein ambassador로서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같은 소비자로서 Myprotein의 개선과 변화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모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재미난 영상과 말함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커밍순